미니 아, 네, 라이브 미니 라이브 콘서트 정말 감사하게도 이게 티켓팅이 열린 지 2분 만에 바로 매진이 됐다고 했어요 5분인가?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형수가 그때 티켓팅 이 열리지, 열리기도 전에 3분 만에 매진됐다는데요? 아직 안 열렸는데? <laughs> 아직 안 열렸는데 팬분들께서 버글로 알려주셨어요 몇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근데 팬분들마다 시간이 달라 아니에 네? こんにちは僕たちは俺らの部です邪魔されました料理の写真を撮ろうとしたら邪魔されました、はい、みんな邪魔され邪魔され